식당에 왔습니다. 이거 유효에 반을 까자네 아이고 제목이? 감자, 문어 감자 한꺼번에 떠서 먹으라고? 그거 맛있다 그냥 no, önünde. Abi now?